Diva is playing him right now. Diva's are in. Put hmm. camera on Diva because she's gonna go up front and she's gonna be in front. She's gonna be able to see what's happening. Shut up! Okay, so this guy, so this guy jumps in. Uh, Meko jumps in, right? Yeah, he jumps in. He's in with the team. He gets he gets Nyata. We don't see that. We still see a random one v one on lane, and this guy this guy is stalling for time. Jijonak kills Mercy. The whole fight, the whole, you we, we, we lost yeah. track of the whole fight up top because the camera was on, on Mikey doing absolutely nothing. So, what my my my thought is, bring pro player or pro players to spectate and help with it because that's just like that was predictable. All that was. I'm not. I'm not even being kept in hindsight. I knew that was gonna happen. It was obvious. 옛날에는 여자들이 축구 죽값 맞어요 그죠? 2002년도부터 어? 2002년도 월드컵 때부터 여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군대와 축구를 이렇게 내놓고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2000년도 월드컵 때부터 축구를 보여주는 방식이 틀려졌어요. 이러면 오히려 역으로? 역으로 역으로! 자, 어, 하지만 체력! 맞죠! 우리나라 K리그를 보면요. K리그는 되게 성의가 없어요. 창규 선수랑 알렉스 선수. 예. 기대해 자, 근데 노 anything that goes up in the air and gets a kill against Taimu. That's a nice pick. Always nice to get a little bit of a damage boost spam there. Tech finds Pine in the back lines. He's going to go deep, and that's going to be Dallas trying to capitalize on it. The res comes in anyway, though. Ark not having to use Valk yet. Oh, and they get Mano as well. Time. 이게 말이야 구자철이가 이 위통받고 이것만 보여준다고. 어?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 박진감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막냐면 이 구자철이가 위통을 벗어요. 이야, 이니 얘가 그게 근육이 괜찮아, 그죠? 예. 자, 그러면 월드컵 때는 어떻게 보여주나 봅시다. 천장에서 보여주죠. 자, 공의 움직임 선수들 한눈에 봐요 슛, 볼링. 와, 백호에게 부착이 됐었는데. 우리 안 쓰고 보냈습니다. 저런 척 때문에. 자, 2분 30초 나눔법 카이준 배중사까지 있는 상황. 자, 골대 뒤에서 보여주죠. 자, 헤딩, 슛, 골링. 위치변한 게 던지려고 앞쪽에다가 위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데 네. 이런 똑같이 거, 똑같이 네. <laughs> 어, 똑같아요. 자 밑에서 보여줘요. 자슛 골링. 먼저 먼저 은신아 보다는 좋아요 누가 먼저 자, 아, 누가 먼저 다른 다른 다른 예, 다 같이 가서 여기서 아! 아! 이 속도를 보라고 속도를 보라고 차이를 느껴져요? 관중들이 좋아하죠. 에스카까지. 야노스도 또 체력이 없어. 아, 에스카, 에스카, 에스카, 에스카, 에스카. 날 건드는 자기에는 싸움을 하죠. 멋져 근데요, 멋져요. 이런 걸 꼭 보여준다고. 이경기 들어가야 재밌는 거라고. These Valiant players are streaming out onto the point, but Boston still have a few players in the vicinity. Dempsey's dead. Necro's going to switch off the Lucio now towards the Zenyatta. When much of the fight's actually happening, Envy has been... Take me out, then fill the hole. Tear me apart. Tear me apart, watch it burn. Tear me apart. Tear me apart, watch it burn. 내려 찍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을 땐 옛날로 회귀하는 것도 좋은 방법. 그래서 갔습니다. 옛날로. 또, 또 리플레이? 아. 심지 이거는 아주 옛날 인데요 아까 네, 거죠. 네, 아까 건데요? 그렇죠. 한타 죽은 거 아니겠죠? 트런데? 약간 불안한데? 돌아. 어 이거 리플레이. 계속 나온데? 저. 아, 이미 끝났어요. 자. 근데 왜 밀렸는지 저희 몰라요. 저희도 여러분들 커넥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네. 게좀 안 나왔어요. 아. 죽음의 고생 갈리. 자, 예일린이 EMP를 썼거든요, 지금. 저희가 못 보는 사이에. 예. EMP는 사실 못 피하잖아요. 해킹을 뭐 본인이 자, 근데 지금 왠지 한타가 시작할고 있을 것 같은 할- 유기란 얘기가 좀었는데요 예. 이거 아까 봤거든요, 저희도. 한타 보여주세요. 이 한타 말고요. EMP 이미 써 있는 거 아니죠, 리브? 설마요? 약간, 약간 불안해요. 저 보죠. 이미 썼어요! 아! 어, 제 상상력의 한계를 실어간 느낌이에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 그 EMP 턴이 왜 실패했는지 봐야 되는데. 자 95. 아, 아무튼 실패했습니다. 나노강아지 맞은 네로한테 터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어, 이 시점에 리플레이? 아, 작품 어, 예, 예. 물론 좋았어요. 네. 복장만도 좋았고 더블킥 정말 좋았는데 하필 이 시점에?